느릿느릿 나무늘 보와 깡총깡총 토끼 나무늘보와 토끼가 함께 살고 있는 어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토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에게 말했어요. 나무늘보야! 내려와서 나랑 놀자!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 내려가고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성격이 급한 토끼는 느릿느릿 나무늘보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으, 나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 그냥 혼자 가서 뛰어놀게. 어, 나 있다 내려왔는데 나 먼저 간다 다 내려오면 날 찾아오던지 안녕 하면서 토끼는 깡총깡총 빠르게 뛰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토끼는 아침부터 하도 깡총깡총 뛰어다녀서 신발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신발을 보고 나무늘보는 물었어요 토끼야 너는 왜 망가진 신발을 신고 다니니? 아, 이거?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늘에 실을 넣을 수가 없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고 다니는 거야. 신발 줘봐. 내가 게임 줄게. 응? 얼마나 걸리는데? 음, 한 이틀? 무슨 신발 깨미는데 이틀씩이나 걸려 그럼 그동안 난 뭘 신고 다니라고 됐어 그냥 난 이거 신고 다닐래 안돼 그러다가 발 다쳐 괜찮아 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laughs> 하면서 토끼는 깡총깡총 뛰며 숲으로 갔어요. 아이 참, 발 다치는데. 마음이 착한 나무늘보는 걱정이 되었지만 빠른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뽀연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토끼는 그 연기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어? 저기 무슨 용기지? 저기는 나무늘보 집인데 내가 빨리 가봐야겠어. 토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깡총깡총 빠르게 나무늘보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신발이 망가져서 발이 너무나 아팠어요. 아, 발이 너무 아프다. 발이 다 까지고 아팠지만 토끼는 참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나무늘보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무늘보야 어딨어? 나무늘보야 나무늘보야 토끼는 다급하게 나무늘보를 불렀어요. 나 여기 있어. 문 앞쪽에서 나무늘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다급한 마음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라고 소리쳤지만 남은 늘보는 여전히 느릿느릿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으, 답답해. 이러다가 남은 늘보가 크게 다치겠어.